와 여기는 준수 안 하냐? 안녕하세요 요리 좋아해요 저는 새로운 집에 이사 온지 7일 됐어요 자 우리 새로운 집을 볼래요? 아 이쪽에 오세요 짠! 네이거내 새로운 집이에요 여기 끝이에요 여기 왕룸인데 부엌도 있어요 자, 자 여기는 보면은 이거 이거는 네, 시청자들 <laughs> 주는 향기 네 여기 사람들 올 때는 그 향기는 미쳐서 뭔가 기분 좋아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침 식사, 여기는 아보카도, 그리고 네 이렇게 자동 레인지도 이거는 가지고 왔어요. 다음에는 우리 냉장고에 있고 다음에는 우리 옥잔 그냥 옥잔은 좀 두꺼운 봐요 조니랑 조금 하는데 네 여기 큰 옥자는 그냥 가지고 왔어요 여기 다 이 부분에 다 이사할 때 다 있어요 어, 이거는 네 우울 때 먹는 그전이에요 그 여기는 PC 내가 이 칩의 좋은 부분은 이 여기에서 여기에서 그거 자리는 그러니까 PC 자리 있어서 그래서 너무 좋았어 원래는 전 집에 지난 집에 그 책상은 따로 사야 되는데 여기는 딱 여기 있어요 여기는 <laughs> 가슴이요 이거 오지 마세요 내 가슴이요 짜잔 여기 침대이다 <laughs> 이 이거 침대는 아, 너무 나 약간 작아서 키 작아서 이거는 딱 맞아요 이거 벽 있거든 근데 들어서 여기는 딱 해서 아, 딱딱 하는 거 쫄깃쫄깃 하는 거 그래서는 이거 어, 워페이퍼 필요해요 네, 네, 예전에 이거 사는데 이렇게 스티커로 붙였는데 떨어졌어요 저는 다이소에 이런 거 사고 여기에서 붙일 거예요 원래 하면 이거는 펴게 이 종이는 좀 나와서 그래서 좀 예쁘게 나오고 싶으면 이거 이거 붙여서 그 카메라는 뭔가 밖에 누군가 내가 누군가 이거 띵동 하면은 누구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거 있어서는 너무 마음 편했어요 그래서 전 집에 이거 없어서 그래서 누가 이렇게 노노노 하면 난 문에 안 열었어요 난 여기는 침대 옆에는 여기 겨울 가 넣었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내가 음, 아직 정리안 하는데 여기 화전분 그리고 <laughs> 유튜브 10만 구독자 여기에서 붙여야 하는데 여기 아직 안 했어 그래서 여기 여기 바닥에 넣었어요 뭐지 이거 줘요 어, 다음에는 화장실 소개해드릴게요 라라라라 여자들 화장실 와 너무 깨끗해요 와우 여기서는 내가 좋아하는 거는 이거예요 여기서 폰이 있으니까 샤워할 때는 너무 뭔가 물는 여기까지 이거 같아 이해해요 여기 여기는 내 생각은 뭐 타월 디자인 똑같아 여기는 이거 하나 그 두 개 반씩 있거든 그래서 샤워 머리 샤워할 때 여기 교구 우 그다음에 이거는 또 있어. 이소 여기 샤워 한번 해드릴게요. 이 화장실 좀 높고 그리고 차문 있어요 차문 있는 거 와 너무 좋아요 똥 살 때 <laughs> 냄새 이거 때문에 없었어요 지난 집에 이거 차문 없어서 네 여러분 이해하지 저는 항상 창구방 원하고 뭐 싶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짜란 짠 어, 근데 <laughs> 아직 종이 다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문 닫아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 <laughs> 이 방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밤에 좀 분위기 쓰고 싶으면 여기에 뭐다 보이게 있지 않아요? 여기에 앉으세요. 아. 와 이런 게 조합 조 이렇게 컨비네이션 좋지 않아요. 아 이거 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찾자 근데 이렇게 끝이 아니에요 라면 또 먹어야겠다 짜장면 먹고 갈래? 짜장면 이거는 진짜 홍콩에서 많이 사왔어요 이 홍콩 스타일 라면 매운맛도 있고 아 매운맛도 있고 근데 이거는 생선 맛이에요 나는 이거 먹으러 갈래? 어, 잠시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유통기간 지났어요 이거 2022년에 4월 28일 이거 결제하면 우리 다음에 같이 먹자 저는 우리 어? 뭘그었어요 이거 먹을게요 같이 매운 생선맛 여러분 여기 얼마지 궁금하지? 여기 원룸하고 1058이에요 네 다른 거 수도 그런 거 보험하지 않은 것 같아 아, 인터넷 보험해요 아 넷플릭스 보고 라면 먹어야지 어머 fire of love.